아빠네 예 이거 뭐야 어, 앞으로 돌고 싶다 앞으로 돌고 싶다 아빠네 아빠네 예 하마데이 하마데이 하마데이 Woohoo! Amadi! Amadi!